오빠 여지껏 내가 화장하는 영상을 많이 봤잖아 어. 뭐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여기에 제 모든 화장품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나는 화장을 하는 하나가 뭐부터 했을까 하면 생각하면서 앉아서 이제 전혀, 시 전혀 안 봤어 와 딸 영상 안 봤다 이제 화장을 처음에 하려면 뭐부터 해야겠어 떡칠을 해야겠지 어, 브러쉬 클리너를 지금 이걸 얼굴에 바르라고 응, 음, 오 자, 나름 좀잘 골랐어 처음 베이스 이건 펄 베이스야 펄 베이스 약간 광채를 주는 파운데이종을 해야지 와 네, 그렇듯 에스쁘아 <laughs> 다음 은 뭔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? 아니 잡히는 대로 줄 거야? 음. 그래 그래 한번 어디 한번 잡히는 대로 한번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눈썹 그와 이게 눈썹 이게 눈썹을 그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? 이것은 속눈썹 영양제! 어. 이걸 눈썹을 그리라고 하네요. 눈썹 그리는 게 요, 요, 요 어디 있는 것 같은데? 요 어디 있는 것 같아? 응. 진 우와! 아이라이너로 눈썹 그리래.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했을 때 오늘 내 룩을 봐봐. 내, 내 이 머리와 이 룩과 뭔가 이 색깔의 섀도우를 사용하여서 벌써 불타는 오로라. 섀도우 이 색깔 하나로 끝내실 겁니까? 음. 좀더 진한 거 줄게. 오, 어, 웨이걸 알아, 좀 알아, 알아. 바짝 말린 곶감 속살. 조금 진한 색상을 주셨어요. 그런 거 아니야, 이거? 그만하자. 네, 그만하자, 포기. 만세. 오늘 메이크업 끝? 이쁘네. 이제 아빠가 포기는 했지만 하다만 메이크업을 하긴 해야지. waterproof 점막을 메꿔요. 그래야 눈이 또렷해 보이니까. 눈을 뒤집어. 근데 이게 굳었어? 왜 안 나와? 진한 에로 라인을 그릴 거야. 와 신났어 신났어 딸랑 딸랑 딸랑 딸랑 그리고 삼각존을 살살살 메꿔주도록 하죠. 마이너스 13도야 우리 동네 이렇게 한 다음에 찝다 보면 속눈썹이 집멋대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불타는 오로라가 잘 안 보이는데 키스미 롱앤컬 마스카라 이렇게 눈을 뜨고 눈 앞머리가 조금 동그래졌으면 좋겠어서 모양을 잡아주고 눈에 감으면 이렇게 자국이 남죠?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거죠. 가닥 속눈썹을 끝에만 몇 개 붙여줄까봐요. 어디 갔지? 기억이 나질 않아. 끝쪽만 눈 좀 길어 보이게 붙일 거예요. 어퓨에서 아는 동생이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. 왠지 이런 느낌일 거라 그래 이렇게 이렇게 녹인 다음에 이거는 제 친구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저에게 사다 준 선물이에요.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! 시작은 아빠로 하였으나 끝은 저로 끝냈습니다. 아빠는 신나게 TV를 보고 계세요. 엄청 오랜만에 어, 메이크업 하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. 앞으로 자주 올 테니까 또 기다려주고 좋아요, 구독 잊지 말고 항상 행복하기 안녕